금일 진행되는 세 번째 웨비나는 의료기 통합 솔루션을 아젠다로 네가지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한국의 의료기 시장의 변천사를 국내 의료진의 인력 부족 문제는 선제적으로 병을 예측하고 QFCS와 기존 DHCS의 비교